제 세이코 시계를 소개합니다 얼마 전에 산 세이코 시계인데 아 좀 닦아야겠다 잠깐만 어 닦았습니다 아 확실히 <laughs> 아 닦고 찍었어야 되는데 아 이게 제가 이제 그 일본에 살면서 아 거꾸로처럼 보이지? 아 이렇게 일본에 살면서 음, 일본 시계 갖고 싶다 기왕 일본에 있는 동안 음, 일본의 물건을 좀 사고 싶어가지고 그 제가 샀어요. 세이코 시계인데 이게 그 태양열 이 가운데 있는 원판이 태양열 판이라고 해요. 그래서 이제 계속 충전이 됩니다. <laughs> 그래서 이 시계는 계속 돌아가요. 계속. 그리고 이게 전파시계여가지고 어, 전파 잡히는 곳 어디에서든 시간이 자동으로 맞춰집니다. 뭐 맞춰도 되고 안 맞춰도 되고 뭐 설정이 있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음, 맞추기 버튼 누르면은 음, 바로 맞춰줘요 그래서 지금 1시 45분인데요. <clears throat> 어떻게 잘 어울리나요? 예, 저는 검정색을 좋아해가지고 어 아씨 거, 꾸로 보이지 아무튼 검정색을 좋아해서 가운데는 검정색이고 겉에는 이제 메탈로 된 재질인데 제가 중고로 샀어요 그래가지고 좀 기스가 있는데 <laughs> 멋있죠? 아이 세이코 시계에 이 정확도를 한번 지금부터 체크해 를 보려고 합니다 제 시계 과연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 세이코 시계를 찬 상태로 찍으려니까 아이고. 음, 아 뒤에 카메라도 좀 닦아야겠다 잠깐만 오케이 잠깐 이걸 닦고 오케이 아 여기도 좀 닦아야겠다 음아 으쌰 아 이렇게 여기도 지저분하지? 아이고 자 오케이 어우 어이 아, 좀 깨끗해졌네요 아 음, 아, 제 시계 어떻게 잘 어울리네요 제 인생 첫 시계인데 잘 어울렸으면 좋겠네요 음, 아 이제 좀 잘 보이네. 아. 어떻게 초점 초점 초점이 잡혀라. 오케이 잡, 잡힌 건가? 다시 <laughs> 모르겠네. 음, 아 이게 낫겠다. 네, 이 검은색의 이 은색 실버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배터리를 안 갈아줘도 된다는 거. 이 얼마나 편리한 세상. 저는 이거 하나하나 맨날 이거 맞춰주는 거 배터리 갈아주는 거 신경 쓰는 게 좀 힘들어가지고 편하잖아요 계속 돌아가는 시계 음, 계속 돌아가는 시계로 골랐습니다. 세이코. 오늘 날짜가 13일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죠? 날짜도 음,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됩니다. <laughs> 원리는 잘 모르겠어요. 이게 radio wave라고 해서 라디오 전파로 음, 다 이 버튼을 누르면 요, 요, 오른쪽 위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은 Y랑 N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Y로 Y의 초침이 멈추면 어, 여기에는 전파가 잡히는 곳이다. n에 n에 멈추면은 안 잡히는 곳이다라고 표시가 되는데 보통 y로 떠요. 그러면 이제 이 버튼 누르면 자 눌러 볼게요. 자 눌러 보자. 아씨. 아니 손 들고 있어 가지고 누를 수가 없네. 오케이 이렇게 누르면 되겠다. 어, 이렇게 누르면은 누르면 누, 오케이. 어 Y에 멈췄죠. 그러니까 이제 잡혔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여기에 있는 지금 시간으로 맞춰져 이렇게. <laughs> 안 잡히면 그냥 원래 돌아가는 시간대로 돌아가고 과연 제 시계가 어, 얼만큼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체크를 해 봅시다 디자인이 깔끔하죠 뭔가 음, 동양적인 미랄까 뭐 스위스나 이런 시계는 좀 뭔가 서양적인데 이제 저는 전 동양인이고 음, 또이 동양적인 그 멋에 또 이제 취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잘 산 것 같아요 이 세이코 시계 그러면 지금부터 이 시계가 얼마나 잘 맞는지 테스트를 해봅시다 이렇게 딱 전화 받았을 때 어이 뭐시뭐시 어이 <laughs> 아이콘 패스 자 그러면은 테스트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현재 음, 자 지금 1시 51분인데 과연 음, 12시가 지나가는 순간 한번 봅시다 1시 51분 자 19, 8, 7, 6, 5, 4 3, 2, 1. 땡! 어 여러분 보셨죠? 어이구, 초까지, 초까지 아주 정확하게 잘 맞고 있어요. 아, 너무 편해요. 이게 날짜 설, 선정, 설정, 시계 설정 하나도 안 건드려도 되니까, 뭐 계속 충전되면서 돌아가니까, 음, 아주, 아주 좋은 시계다. 음, 좀 시계 자랑 좀 해봤습니다. 세이코 시계 뒤에 뭐라 써져 있지? Radio Wave Control Solar라고 되어 있네요. 여기 또 세이코라고 써져 있고. 아, 저의 시계 자랑. 한 바퀴 더 봅시다. 한 바퀴 더. 52분. 자, 한 바퀴 더 봅시다. 5 4 3, 2, 1, 땡! 와. <laughs> 이상 제 세이코 시계 음, 자랑이었습니다. 아, 마지막으로 착용샷 한 번 더 갑시다. 아, 한 손으로는 못 차겠다. 음, 아, 착용했습니다. 아, 어떻게 세이코 차는 남자. 음, 아, 멋있네요. 아, 음, 아, 세이코 찾는 남자입니다. 아, 여러분. 여러분들도, 음, 멋있는 시계, 어, 구입하세요. 음, 저는 제 인생 첫 시계 세이코로 샀습니다. 이게 거의 뭐 편집 없이 바로바로 끊어서 가는 거라. <laughs> 영상이 좀 긴데, 아, 이 시계 자랑. 원래 자랑은 좀 길게 해줘야지. 그래요, 아무튼. 모델 포즈 한번 잡아보자 아이 깜깜하지? 딴딴딴 딴따단 따단 딴따단 따단 딴따단 따단 따단 따 딴딴딴 딴따단 따단 딴따단 따단 딴따단 따단 따단 따 따르르르르르르 든든든든든든 아 이상 아 리언이었습니다 아 이상 <laughs> 시계 자랑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다음에 또 자랑할 만한 물, 물건 있으면 또 소개할게요 아 그럼 여러분 안녕 아 지금 몇 시지? 어... 12시 56분? 아, 밥 먹어야지 아, 아, 아 12시가 아니라 어, 1시 56분 아 이제 밥 먹어야지 아 오늘이 13일? 아 오케이 오케이 아 벌써 13일이야? 아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 2021년 <laughs> 여러분들도 아 좋은 일 가득하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상 세이코 자랑의 리언이었습니다. 아, 어, 너무 멋있어 시계가.